呵呵。 아니 아니 네, 네. 어 나이스 이, 이 새끼가 아니 안되겠다 <laughs> 대기하시고 쏘세요! 아! 그렇지 어 그만 어 lost, so it see. Oh baby. Oh. 나이스 <laughs> 你。 겁니다 에... 에... 에... 에... 에... 에... 에... <laughs>